Thank

No! No!

¿Cómo lo lleve, aló? ¡Toma! ¡Diablo! Yo tengo que guardar este clip. nilagaw di gagawin ni Pop yung top man. No there. This is no, Please upload in the garage advantage في احد ورانا اوف وي He's... That's from like high up. Yeah. Dude, there's like Whoa. floating. Whoa. What is going on? It's floating. What just? What the? What? No jeszcze się wywrócił debil. What the fuck?